싫고 늘이 노래는 정말 싫어 난 토요일엔 정말로 신나고 멋있는 음악으로 춤추고 싶어 펑키 랩 현진영과 와와 그리고 김태형 그대는 무엇을 보나요 늘 웃고 서 있는 그대는 무엇이 좋아요 화려한 옷차림 속에서 환하게 웃고는 있지만 그대의 눈동자에 머문 왠지 모를 슬픔 나는 봐요 알아요 도시를 지키는 그대는 허수아비 허등 앞에서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 여인과 손잡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 유리방에서 내가 본 세상은 알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슬픔만의 킹 하! 메마른 웃음으로 온종일 도시를 지키네 힙합 Oh yeah.